Whoa! Hello Tuna! world! Yeah! What's up? It's your boy Chantel in the back of the building, motherfucker! 어디 오세요? 좋네 오늘. 오늘 기분이 상당히 업된 것 같은데 네, 하이 텐션 오, 어, 월요일 아침에 함께 밝게 시작하는 게 아주 기분이 <laughs> 좋습니다 좋네. 오랜만이네요 아 그쵸 잘 갔다 아, 왔어요? 네아 제주도 한번 꼭 가보세요 가보세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아일랜드 아일랜드 오케이 좋았어요 꼭 가보셔야 돼요 한국의 하와이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섬 말고 네. 오늘 좀 또 무시무시한 노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, 아주 이번에 무섭죠? 아주 무섭죠 최근에 이제 핫한 디스전이 하나 있었죠 뭐였죠? h 드 l l o e m i n vs vs MCK. 어디스 했는데 또 에미넴이 네. 다시 맞지. 제가 말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말해서 이건 해야 된다. 개소리 <laughs> 또내 말 듣고 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한번 에미넴과 네. MGK 디스전에서 마티스를 한 에미넴의 벌스는 어떤 벌스일지 네, 한번 궁금하긴 한데요 그 전에 살짝 그냥 알아보는 시간 할게요 제가 좀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네. 한번 프로파일만 이렇게 싹 외워보겠습니다 네 한번 가볼게요 에미넴이 이름이 마셜 브루스 오 약간 동양 느낌 나는데 마셜 이 브루스 매더스예요. 매더스? 매더스? 매더스 3. 아 집안이 이제 약간 역사가 있나봐요. 주니어 와타미 뭐죠? 시니어. 아니. <laughs> 아니 이거 3을 뭐라고 했죠? t r d t r d 네, t r d 아 아무튼 3대가 메서 집안인가봐요. 매더스. 그리고 이분이 태어난 게 1972년. 야 늙었어요. 연식이 되시죠. 그러니까요. 아우, 자넥 제슨 보는 그런 느낌인데, 네. 어 45살이래요. 그리고 미국에서 당연히 태어났겠죠? 미소리 세인트 조셉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지금 레지던스는 이 시간에 삼아봐요. 네, 클린턴 타운쉽 마콤 카운티, 네. 미시간, 네. U.S. 네, 거기에 산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바로 아이들이 세 명 있는데 이것도 한글로 한번 찾아봤어요. 헨리 제이드 매더스, 그리고 알라이나 메리 매더스, 그리고 윈니 스콧 매더스 이렇게 해서 그 중에 MGK가 건드린 사람이 바로 첫째죠. 헤일리. 네. 아무튼 이렇게 세, 세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. 자 어쨌든 이렇게 간략하게 에미넴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. 네. 과연 우리 원조 랩갓 에미넴은 랩 데뷔를 어떻게 쏘셨을지 아, 저희가 궁금합니다. 네 궁금한데 저희가 이제 한, 한국인이기 때문에 네잘 못 들어요. 들어도 네. 소수밖에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글 자막을 여기 옆에다 띄워놓고 함께 보면서 네. 한번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있지만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아,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볼까요? 하나 둘. set, lift, action! Oh, you, you're done. You're done. huh. <laughs> 처음에 되게 천, 천히 시작하는데? 그러게요 오! 간다 스탠 got me in a scope. You grazed me. 와! 총잡이 와, damn. Gonna be s t r i n a bow and arrow. 아, 쩌는데요. 그 damn. 염, 염소, 염소 갔다가부터 시작해가지고. 네. 오. 어. 우 장난 아니 늙었다가, <laughs> 늙어도. 어, 근데 나는 세 장밖에, 아니, 그러니까 네. 뭐, 뭐라 그러지? 너는 세 장에 아 나는 앨범 대박 앨범 세 장 있는데 너는 없다고 음. 대박이네 어 근데 제가 원래 사실 에미넴보다 MGK를 더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플로우는 내가 좋아하는 좀 플로우인데 그쵸 랩 플로우가 아 저는 저번 랩 들었을 때아뭐 깔만하네 정도면 그랬는데 네. 오 어, 다시 역시나 아, 그 까랑까랑한 이상한 막 그 슬림 쉐이디 할때 목소리가 나서 아. 좀 훨씬 좋아요. 맞아요. 이게 이렇게 랩하면 얼마나 좋을까. 더 러프하고 그러니까. 멋있어요. 저는 이런 스타일 더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그,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음. 없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. c h e e 와. 우. 띵. Oops. 와 잠깐 멈췄어 쩔었어 와 I'd rather be 80 year old me than 20 year old you 그니까 러와 이거는 뭐 그냥 욕 안 하고 그니까 러 그냥 기분 기분 싹 나쁘게 기 젊은 어. 거고 늙은 거고 상관없이 그냥 기분 너는 아, 니다 어, 너는, 너는, 아니다 늙건 안 늙건 너는 아니야 이러 거니까 아, 짱이다 한번 와.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i l Tay, man. Woo! Just fucking take y o o n grave. 뱀지노 빈지노라는 줄 알았어 그니까 Satanist Damn, she go hard! 와. This is it. 와 이게 뭔가 <laughs> 와 서커 틱! 와. 봤어요? 봤어요? 와그 키 키드립으로 그쵸 안겨 그냥 넌날 우러러 봐야 된대 Look to me 아. Even your 어, 3피트 11이라도 아 그리고 또 뭐지? 나, 뭐. You suck a dick no. You suck a dick to fucking be me for a second 그니까요 와 그니까 어, 나는 아. 너랑 급이 안 된다 그니까 클래스가 다르다 다르다 어 죽이네 네. 그니까 이게 저는 사실 좀 MGK 편이어서 네. 색안경을 끼고 듣는 그런 편이었는데 음. 저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네요. 그래요? 아 저는 에미넴이랑 키가 똑같아서 그런지 네. 아, 저는 에미넴 편이어서 아 자꾸 키드립 치는데 어. 좀 짜증나더라고요. 저는 아예 같지 않을 거면 더 큰게 네, 나아. 그러니까요. 너무 땅콩 스타일아 <laughs> 가보도록 하죠. 네. 와우. <laughs> 약간. 저런 거 같은데 썸브레오 <laughs> 오! 야 여기서는 GG 편을 들어주네 뭐라 그러지 야하긴 하지만 네. 주이지 편을 들어주네요. 그러네요. 그래도 모르겠어요.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사귀는 것 같아 이거 잠시 헤어졌을 때라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 인스타에서 계속 올라오는 걸 봤어요 최근에도 음 그래가지고 자세히 모르겠으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도 에미넴이 일부러 이거 언급해가지고 더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것 같아요 네. 아 근데 여기 설명이 더 웃기네 왜냐하면 지이지의 불알이 할시 깊이 있거든 오 이런 거. 민망해가지고 가볼게요 어? 러브레터 알켈리 아니요? 그렇죠 후! e l shit 아, 네. 오. <laughs> 와우. 오토튠이 왜 뭐가 어때가지고? 그쵸. 저는 오토튠 러버여서. 네. 아, 확실히 MGK 편인가요? 네, 저는 MGK 사이드에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네. 저는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에미넴 가야죠. 아, 알겠습니다. 아, 웃기네. I'm sick of your mumble rap mouth. 아, 저도 멈블 많이 하는 사람인데 조금 이건 기분 나쁘네. <laughs> 가볼게요. 네. Marshmallow. 어. 우후. 마지막 아웃트로도 그거야. 너는 디디 밑에 있다. 오. 우후. 자. What up, guys? 와우, 와우, 와우. 아, 역시 싸움이 와우. 와우. 너무 강렬해서 너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네, 어 이게 역시나 싸움 구경이 재밌다고. 네. 근데 저는 사실 MGK 편을 들고 싶어요. 그래요. 뭐 열 몇 살 차이 나잖아요, 일단은. 네.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런 일이 한국에서 있었으면 네. 어, 저 짱놈 스키라고 <laughs> 그렇죠 어른에 대한 예의가 네. 없다고 그럴 아, 감이 어디 한데 건드려 막 이런 맞아요 그랬으면 우리나라 벌써 내장 됐는데 네. 문화가 다, 좀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어 근데 확실히 여기 랩은 저도 마음에 드네요 원래 제가 에미넴 랩 잘 안 듣거든요 네,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잖아요 막그 네. 까랑까랑한 목소리 싫어해가지고 그 네, 목소리 톤 저도 그렇게 막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 네. 슬림 쉐이드 때막 잉잉잉잉잉 막 이런 쉐이막 이런 네, 맞아 그 이상한 네. 그 느낌이 있잖아요 막 네. 목소리 톤이 그 장난치는 스킬 맞아 장난치는 느낌의 네. 목소리 그게 싫었는데 어 여기서 이렇게 랩하니 훨씬 좋은데죠? 네. 그리 진짜 킬샷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아, 아 MGK 나 또또 또 MGK 냈으면 좋겠어 이게 싸움 구경이 아 근데 더 안 낼 것 같아요 나도 내 생각에도 안 낼 것 같은데 너무 그 개판 개판될까봐 네. 도구 파이트라 가지고 맞아요 너무 난잡해질까봐 아네 아... 아. 에미넴 역시 명불 허전 아 그러네요 아 저는 솔직히 나와도 옛날 스타일로 하면 안타깝다? 그럴라 그랬는데 오 잘했어요 전 음, 진짜 잘했어요 네. 그리고 이게 곡이 약간 진짜 바운스가 있는 것 같아서 네. 더 즐길 맛이 났고 음. 너무 좋네요 맞아요 아무튼 어 MGK 다시 한번 저는 MGK 사이드를 들 건데 저는 Respect for Eminem, Eminem. 어쨌든 둘이 나중에 술 한잔 네. 하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쵸? 알겠죠? 네. 뒤에, 통째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이렇게 네. 까치우는 스코프 네. 이러면서 <laughs> 취했을 음. 와 진짜 너무 세겠다. 아, 아, 네, 아무튼, 아무튼, 장난이 없고요. We're just playing. 오케이. 네. 네 다음에도 저희는 항상 좋은 영상과 좋은 디스랩 리액션으로 찾아뵙도록 하, Mumbling and rapping, mumble rapping. Mumbler, you just got this. 자 마지막으로 we got one last thing to say If you guys like this video, press like and subscribe and alarm me. Yeah. please.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 내일이 되겠죠? 네. 그때까지 stay tuned for us. Yeah, I'm back. <laughs> 자, 외치고 빨리 끝내죠. 하나, 둘, 셋. Lit action.